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모두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나요? 나의 꿈 속에서 너는 와워 왜 갈린 갈린 공주란 걸 하트야 하트야 일로 와봐 오! 하트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일로 와봐 여기 빨트 빵 음. <laughs> 짜증 부지 말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하스키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방금까지 빵튀기 먹었어요 <laughs> 아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털 정리해서 빨리 깨끗하죠 안녕하세요 우리 따뜻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모두 안녕하세요 허, 허, 허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모두 안녕하세요 허 어, 허 어,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 야 안녕 난 따또라고 해 우리 따또은 지금 생각이 없어 왜냐면 맨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쥐쥐쥐쥐쥐 어떡하 쥐야 옛날에는 엄마가 안아주면 좋아했잖아 응? 옛날 엄마가 안아주면 이러면서 좋아했잖아 맞아 아니야 응?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너 이렇게 엄마가 안 오면은 막왜 이러면서 막 싫어하는 애 아니었잖아 맨날 엄마가 안 하지만 헤헤헤 이러면서 맨날 어? 엄마한테 어? 한 번만 더안 안, 안 하달라고 막 투정 부리고 그랬던 애였잖아 근데 왜 요즘 들어서 왜 그래? 응? 응? 엄마랑 멀어지기로 했어? 응? 엄마랑 권태기야? 응? 왜 그러냐고 묻잖아 엄마가 지금 응? 엄마랑 살다 보니까 엄마가 별로야? 교장 선생님 훈화 언제 끝나요?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야 이건 엄마의 한탄이지 하도 요새 진짜 좀 늙은 것 같다 이렇게 무슨 수입난 아저씨처럼 너 언제 그렇게 됐냐 진짜 알았어 알았어 왜왜왜 왜 갑자기 왜 뭐가 문제야 콧구멍 왜 그렇게 보여줘 콧구멍 콧구멍 안에 깨끗하다고? 자랑하는 거야? 와 우리 따뜻 콧구멍 안에 분홍색이야? 핑크 콧구멍 발사 사람은 뭐였으마 꼭 너의 프라이버시라고 따뜻야 꼬꼬마 안에 겁나 하얗네 우리 따뜻 우리 따뜻 꼬꼬마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. 그 우리 타투를 키우기 전까지 허스키라는 견종은 되게 멋있고 충, 충성스럽고 음, 웅장하고 이런 줄 알았거든 우리 타투를 키우면서 안 건데 그냥 그냥 멍청 엄청좀 <laughs> 우리 우리 타투 우리 타투만 그런 건 완전 뱅청하고 그래 잘 자라 우리 타투 인연이 인연이? 한숨 아, 쉬지 마. 안 할게, 안 할게. 엄마 목바람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가지고. 왜, 왜? 사실 엄마 방구 소리야, 미안. <laughs> 야, 여기다 가, 뭐 묻힌 거야? 침이야? 아, 또 내려가도 돼.